international playboy. 만덕도. 만덕도. 만덕도. 만덕동 아 만덕동 가면 이거 꼭 들어줘야 되네 만덕동 만덕이가 제가 제 고향이에요 <laughs> 아니 잠깐 발꿈치가 발꿈치 너무 반칙 아니요 아니 이거 너무 반칙 아니에요 완오 센데 오 센데 골든 클로즈 대박 성공 만덕동 오자 이쪽 뭐야 이쪽 무슨 동이야 어 무승부 개인전합니다 박빙 갔어 맨덕덩 만덕덩 만덕덩 만덕덩 내 고향 만덕덩 만덕덩 만덕덩 만덕덩